내일 네, 먹으면 안되는 맛있다. 음. 아, 아, 아, 음. 미쳤다. 진짜 맛있다. 정말 숯불구이 느낌이다. 아 맛있다. 너무 좋다. 그치? 잘 먹겠습니다. 매운맛 핫도그입니다. 어? 안 매워? 응. 음. 음. 맛있어요. 그치? 안 매워? 아 진짜 맛있다. 아. 그래서 뭐겠지 오늘 먹, 먹고 노는 날이에요 네 음. 어머! 정수리 공개했네 <laughs> 나 이거 먹을까? 음! 우리의 머렸군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하기로 했죠? 사람을 얘기해봐. 오늘 뭐 잠깐만. 아, 보여줘야 되겠어. 걸었어? 이거 숟가 여기 두 개 있네 저는 이거 택했어요 왜냐면 태국에 있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때문에 이게 포인트라고요 음. 미파이를 사왔습니다. 와. 미쳤다 이거 열뜨는 데 있어 아 이렇게 와 진짜 맛있어 음, 나들이 음 맛있다 맞아. 너무 맛있어. 음. 내 음. 거야. 먹방. 아, 밥 왔나 봐. 음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아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음. 뭔가 목이 풀리는 기분이에요. 아니래. 야 오늘 지수가 다 했네. 어 선생님 반찬 하나 더 있어 여기. 음. 맛있지? 사실 안 발라도 막 집어 먹어도 돼서 음. 열무랑 또 다른 매력 아구나 방송 엄청난 빅팬이야 그동안 한번 떠주시겠어요 음. 라면 in your area? Yeah. yeah. 10시야. 아직 10시에요. 괜찮아요.